영국에 사는 한국인으로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양쪽에서 듣게 되는데요. 현 상황에 대한 정치적 반응이 너무 달라서 그 차이를 비교해보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예로 비슷한 시기에 보리스 존슨 총리가 한 연설,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BBC 인터뷰를 보여드릴게요. 한국은 3월 초에 이미 정점을 찍었었고, 영국은 이제 막 확진자가 늘기 시작했던 시기였던 거를 감안을 해주세요. 그리고 총리의 연설과 장관의 인터뷰인 것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말 속에서 두 정부의 완전히 다른 태도와 전략을 엿볼 수 있습니다. That coronavirus COVID-19 continues and will continue to spread across the world and our country over the next few months. We've done what can be done to contain this disease, and this has brought us valuable time, but it's now a global pandemic. Well, the basic principle is openness, transparency, and um, fully keeping the public informed. And I think uh, this is paying off. Um, we have uh, a very good health care system to begin with. We have a system that is highly wired, as you can imagine. and fully utilizing that, we have dealt with this uh, this uh, outbreak uh, from the very beginning with you know just full transparency and that's the way we've won the public trust and support for this. 여기서 강경화 장관은 한국 정부의 전략, 투명성과 공개성을 통해 대중들의 신뢰를 얻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반면 보리스 존슨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여기에 정부의 정책이나 책임감 같은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And the number of cases will rise sharply. Indeed, the true number of cases is higher, perhaps much higher than the number of cases we have so far confirmed with tests. And Um, you've also got the most extraordinary testing system. You're testing, I think, 20,000 people a day, Yes. which is far more than any other country of your size. How have you managed to achieve this, and why is testing central to what you're doing? Well, well, first of all, testing is central because that leads to early detection. It minimizes further spread, and it quickly treats those found uh, with the virus. And I think that's the that's the key behind our you know, very low uh, f- uh, fatality rate as well. 현재 확진자 수가 실제 전염자 수가 다르다는 것. 결국 부족한 테스트 양을 인정하는 보리스 총리와 달리 강경화 장관은 왜 한국이 초반부터 그렇게 테스트를 많이 했었고 그것이 어떻게 낮은 치사율로 이어졌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You're not going into the same kind of lockdown, the social yes. exclusion that a lot of European countries are, but instead you're monitoring people by phone app. Again, can you explain why you're doing that and not closing down large chunks of your country? Well, I think this is being faithful to the values of our very vibrant democracy, which is which is uh, open and, and uh, you know, the government fully in the service of the people. And I have to say our public is very demanding and you know, you know, expects the highest standards from government services. And I think this is the key, the drive of our, of our, of our response to this. From tomorrow, if you have coronavirus symptoms, however mild, either a new continuous cough or a high temperature, then you should stay at home for at least seven days to protect others and help slow the spread of the disease. 여기 두 나라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보여지는데요. 강경화 장관은 국민들의 높은 기대감을 만족시키기 위해 정부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면 보리스 총리는 국민인 당신이 어떤 증상이 있다면 밖에 나가지 않아야 병이 옮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As other this disease spreads to many more countries, we are watching very closely and we are committed to maintaining our open approach. It may not be applicable in other countries with, you know, less IT infrastructure. I urge them not to call 111 but to use the internet for information if they can. 여기에서도 강 장관은 한국 정부가 확산을 막기 위해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반면 보리스 총리는 국민인 당신이 전화로만 물어보지 말고 인터넷으로도 찾아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One thing I also would like to point out as governments, we also have to guard against panic. I think governments have to be cool headed about this. This disease is particularly dangerous uh, for you, for older people, even though the vast majority of older people uh, will experience a mild to moderate illness. I know that many people will be very worried. 걱정하지 말라고 다독이기는커녕 보리스 총리는 이것은 당신에게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반면 강 장관은 정부 기관이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고 보리스 총리는 걱정하고 있네요. I think you know the declaration of the pandemic uh, by the WHO um, risks you know turning the spread of the virus into a spread of, of fear and, and phobia. Um, more families, uh, many more families, are going to lose loved ones before their time. 처음에 저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렸고 더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강 장관은 팬데믹 선언이 가져올 대중들의 불안과 공포심이 전염되는 것을 우려를 하고 있죠. I can't tell you how many incidents uh, I get uh, reports of Asians, not just Koreans, but being verbally abused, even physically attacked in other countries. And, and this, governments have to take responsibility to stop this kind of incident because that is not helpful to, to generating the spirit of collaboration that we Indeed. absolutely need to overcome this uh, challenge mm-hmm. together globally. Wash our hands. 영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난 인종차별적 사건들에 대해 강경화 장관은 알고 있었고 정부가 조금 더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리스 총리가 이런 일들에 대해 한마디라도 해주면 참 좋았겠지만 그런 적은 없었어요. 사실 보리스 총리 연설을 다 보고 머릿속에 남은 말은 이거 하나뿐이었어요. Um, more families, uh, many more families are going to lose loved ones before their time. Going to lose loved ones before their time. Going to lose loved ones.